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. 꽃보다 더 곱게 영진아 오늘 오빠 생일 기대해 a y s your b but I cannot be there so I make this video I hope you like it and I wanna say I love you so much See you soon 자기야 생일 축하해 너무 사랑해요 呀。